꼭 그렇게 될 것 같고요. 네? 아, 콩포 선수 골 넣으신 후에 어떤 세레머니를 하실지 콩포 선수 어디 계십니까? 우리 김진이콩고 선수가 골 넣고 어떤 세레머니를 할지 어, 두 선수가 느낌은 좀 비슷해요. 그래서 말이 좀더 조금 잘되지 레 않을까. 유어 골? 셀러브레이션. 너무 귀여웠어요. 우리 홍보 선수 저 세리머니 많이 할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. 네.